아직 있네? 야! <laughs> 벌써? 야 잠깐만 저기 설치해줄게 나와봐 나와봐 옳지 틀어줄까? 다른 거 들어줘? 재밌어? <laughs> 소리야 눈 나빠져